자. 나이스! 오! 오, 이거야. 그렇지. 오, 나이스. 그렇지. 오! 허! 다 갔다, 야. 나이스. 와, 나이스. 와, 나이스 퍼. 나이스. 나이스. 야. 오. 야. 그터지 나이스. 굿샷. 와, 오장군이가. 나이스! 우와! 이야, 나이스! 감사합니다. 와, 딱 공, 날아가는 거 봐라. 자!